이거 두번 빠지면 네, 원래 이렇게 하는 이거보다 약간 이거 약간 오페라에 끝나고 약간 네, 너무 많이 하는 이거 다이너마이트 안무이냐 근데 이건 뭐 두 번에 원래? 네, 처음에 다 똑같이 하는 게 낫지 않아? 아니야 약간 이거 약간 이런 많이 할수록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,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치킨들 수가 있는 저희 저희 방식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, 애매해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정중한 인사였어요 막. 30분부터 뭐 돌기죠 한참부터 돌리고 부동령이 오시기 30분 남습니다 네 잠깐만 잠깐만 아, 오셨습니다 네 아 조금만 더 조금 더 오마이 아, 떠오세요 돌릴수 정말 있다 그렇대요 진짜? 네 형이 그랬잖아요 아나 그냥 말 몰라 난 장난이에요? 그런 일에 장난은 아니지 아니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아시아 제외한 서양권은 고개를 숙이는 문화가 많이 없어 어, 근데 원래 약간 사냥도 할 때 이게 눈빛을 피하면 안 지는 거야 아무리 내려가면 <laughs> 동물적인 그런 게 있지 Thank you.